새끼가 쳐 돌았나?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났어, 개새끼야. 좀 빼기! 좀 빼기! 자, 거기는 볼때 쭈빼기 좀 빼기 좀 빼기 좀 빼기